신기한 거 신기한 거 하나 둘셋 어그 예뻐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나 마음에 들어? 그요 밤에 나갈 때 하야 일어나봐 굉장히 쉬운 거죠. 냄새 맡았죠? 그죠? 어, 이뻐. 이게 비비야. 먹고 싶어요? 먹고 싶어요. 그럼 캔넬 터치, 터치. 아, 이리 와. 터치. 터치. 치즈. 치즈. 유나 터치 옳지 잘했어 아 유나 일로 와봐 유나 너무 멋있다 예뻐 밖에 나가면 이제 잘 보이겠네 그치 아, 나갈 때 앞으로 그거 하자 우리 이 목걸이 하고 나가 밤에 또 이렇게 예쁜 거 있어? 누가 사줬어? 루나야 <laughs> 누가 사줬어? 엄마가 사줬어? 아빠가 사줬어? 마음 들어? 루나 이따 그거 하고 화장실 갔다 와 나갔다 와 나 위험하니까 밤에 그거 하고서 돌아다녀 코자 그렇지 이뻐 그러니까. 경찰차 온것 같다 하나 앞으로 잘못하면 이렇게 철창 상태가 되는 거야 <laughs> 이렇게 하면 진짜 완전 철창 신세야